이제 여기서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군요. 어서 이리로 모여주세요. 지금입니다. 화력을 집중해주세요. 치료가 필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에 위기를 벗어났군요. 적입니다.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. 동의할 수 없군요. 좋은 생각입니다. 과연 그런 수도 있군요. 훌륭히 해내셨군요. 잘 해내시리라 믿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